아, 무슨 소리야 어? 자기야 자기 무서운 꿈 꿔? 자기야? 에이, 자기 무서운 꿈 꾸는구나 괜찮아 자기야 괜찮아 나 여기 있어 자기야 나 여기 있어 괜찮아 응 자기야 자기야 괜찮아 어 자기야 에이. 자기 깼구나 지금 음 무서운 꿈 꿨지 자기 소리 지르고 끙끙거리길래 괜찮아 난. 난 다시 자면 되는데 뭐 자기가 걱정이지 잠도 잘 못 자는데 겨우 잠들어서 잘 자나 했더니 악몽까지 꾸고 다 괜찮아 어... 무서운 꿈 꿨어. 에휴, 우리 자기 힘들겠다. 잠도 못 자고. 잤는데 악몽도 꼭. 내가 옆에 있어줄게. 내가 옆에 있어줄 테니까 걱정 말고 자. 자기 잠들 때까지 내가 재워줄게. 잠들어도 어디 안 가지. 내가 자기 옆에서 자지 어딜 가. 그치. 어떤 악몽이었길래 우리 자기가 이렇게 무서워할까? 음,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 같어. 예, 그래서 무서웠어. 가지 말라고, 가지 말라고 소리쳤는데, 그래도 다 가고, 아무도 안 남아 있었어. 우리 자기 속상했겠네. 그래서 나보고 가지 말라 고 그랬던 거구나. 아니야, 자기야. 난 자기 옆에 있지. 항상 옆에 있을 건데. 그럼, 항상 자기 옆에 있을 거야. 자기가 미운 짓 해도 자기 옆에서 자기 지켜줄 거야. 그러니까 걱정 말고 자, 내가 계속 이렇게 쓰다마 줄게. 음, 어디 안 가고 자기 옆에서 이렇게 있을 테니까 걱정 말아요. 에휴, 식은땀 봐. 휴, 눈물도 좀 났나 보네. 눈가도 촉촉한 거 보니까. 자기야, 요즘 그게 걱정이었어? 내가 떠나갈까봐? 그게 무서웠어? 그래서 그런 꿈꾼 건가? 내가 더 잘해줘야겠네. 안심되라고 더 잘해줘야겠다. 응, 내가 더 잘해줄게. 음, 그래. 그러니까 이제 눈 좀 감아봐. 아이고, 이쁘다. <laughs> 근데 자기야. 이렇게 계속 내 소매자락 잡고 있을 거야? 안 불편하겠어? 난 괜찮은데 자기 불편할까봐 자는데 내가 지금처럼 꽉 안고 잘 건데도 소매는 붙잡아야겠어 그래 붙잡아 자기 마음 편해진다면 소매찜이야 <laughs> 잡아잡고 싶은 거. 아, 우리 자기 냄새 너무 좋다. 계속 맡고 싶네. 이제 좀 다시 졸려. 그럼 자면 되지. 어, 자기가 자도 계속 이렇게 자기야 하면서 다독거려줄게. 음. 난 자기밖에 없어. 그러니까 내가 떠나갈까봐 너무 겁먹지 말고 다른 사람이 자기 버릴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편하게 자. 잠들었나 보네. 에휴, 내 바보 새끼. 그런 게 무서워가지고.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악몽이 났고 내가 더 사랑해줄게 자기야. 곁에서 안 변하고 자기가 안심될 때까지 사랑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사랑해줄게. 아, 이제 나도 졸린 것 아이는 꿈나라로 가면 좋겠네. 자기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 있으면 다 물리쳐주고